뮤뱅 뮤, 직뱅크에서 이렇게 또 1위 한 것도 아. 처음이잖아요 아. 솔직히 뮤뱅 제가 평소에도 막그 연습생 때도 가끔씩 보는 그런 방송이긴 해서 너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리액션을 너무 못한 거예요 딱 1위 NIF는 당황 너무 했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엄청 컸어 근데 네, 아니 그 속죽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깜짝 깜짝 놀랐어 제이크 거랑 진짜 진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아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후방 어. 말하기 아쉬워서 다시 탔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엔진 분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 신현 씨한 명씩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또 선우 형이 또 울었어요 또 오늘 아, 끝나고 나서 이제 저번 이제 저번에는 희승이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선우가 무대에서 저는 무대에서 <laughs> 울었어요 내려와서 내려와서 선우 민망해지잖아 그러면 선우도 안 울었어요 저도 어디서 거짓말이야 난다. <laughs> 어, 제발. 어, 어. 지금 다티 납니다. 티 나요. 정원이부터? 저는 사실 진짜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지만 이, 저번 두 번에도 두 번 우승 아니 우승해 두번 1등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건 다 엔진분들 덕분이에 진짜 100% 엔진분들 덕분이니까 앞으로도 오늘 그 1위 후보 됐을 때 소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활동 이제 2주차 시작이니까 정말 완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열심 사랑합니다 아 진짜 미지않네요 응. 저, 저, 아, 네. 소감 네, 제이크 형은 제이크 안 해요 제이크 하고 싶은 분 해주세요 사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응 음. 바로 했는데 일단 아 진짜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진짜 네, 엔진분들이 예, 저희 이 정도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구나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신 고 있구나 이렇게 되게 많이 느끼는데 앞으로도 이 응원과 이 사랑을 정말 원 원동력? 심력 원동력? 원동력. 원동력 어, 원심력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원심제육 네. <laughs>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끝까지 오래오래 정말 어, 오래오래 가고 정말 그 사이사이 정말 멋진 목표들 다 아, 이루면서 멋진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어디야? 아, 네. 떠오르 네. 진짜 일단은 1위 진짜 너무너무 진짜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세 번째 1위지만 저희도 이제 뭔가 어, 뮤직뱅크 1위는 좀더 뭔가 다른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딱 뭔가 평소에 옛날에 집에서 봤던 그런 광경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딱 음. 와가지고 어, 진짜 맞아요. 그런 와. 아. 너무 그런 이제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진짜 은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번에 저희가 하나만 받아서 너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와 아, 진짜 맞아요. 진짜 벌써 세 개나 받을 줄 사진 아. 생각이 나네. 진짜 은진분들 너무 사랑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그런 얘기 했던 거 진짜 기억나네. 한 번만 1등이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쇼케이스 때도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공약으로 막 다 같이 셀카 찍기 오늘 오늘 제가 찍었어요 네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근데 노래 부르느라 잘안 나을 텐데. 그니까 <laughs> 노래 부르면서 찍었거든요. 제 파트여가지고 또 네. 아, 진짜 너무 네, 이제 네, 뭐 어쨌든 진짜 엔진 여러분도 항상 매 순간순간 저희를 놀라, 놀래키 해주시네요 진짜 너무 마치 아, 설마설마했는데 진짜 리벤까지 진짜 진짜 아, 아, 이거는 왠 분들이 없었다면 받을 수 없는 상이에요 아. 가슴이 이제 떨리는 진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 매 순간순간 진짜 엔지 형님 항상 감사한 말 잊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내내겠습니다 아. 근데 지 이거 뒤에가 NG NF네요 EN 하고 GN이 있고 지 엔하이픈인지 맞아요. 둘이 그러니까 같이 있는 어, 거예요. 커넥 이게 음. 저희는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런 그 뜻이 있어요. 이제 음방 대기실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 여기 같이 오셨어요, 네. <laughs> 음방 대기실까지 커넥. <laughs> 대기실로 나라. 커넥. 네. 오케이, l e t 이제 넘버 원, 예, 넘버 원. <laughs> 진짜. 아 진짜 사실. 저도 이제 성훈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뮤직뱅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모네 집이나 이제 서울 쪽에 사셨는데 가서 이제 주말마다 막 같이 보고 이게막 많은 선배님들 보고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꿈을 키웠던 그런 약간 프로그램에서 제가 직접 출연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1등까지 하니까 이게 진짜 솔직히 너무 약간 어벙벙해가지고 약간 이게 이번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이게 제일 시간 많네요 진짜 네. 이 와,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엔진 여러분들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해주세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일단 써니 형님께 네, 일단 우리 이제 뭔가 다 뿌렸어 근데 이거 그상 받았을 때 되게 사실 오늘 뭔가 아침부터 좀 계속 되게 많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1위를 이렇게 딱 한다고 받았을 때 뭔가 제가 여태까지 좀 너무 과몰입일 수 있는데 좀 되게 막 되게 연습 때부터 막 음. 열심히 다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음. 와울또 어, <laughs> 다시 울면 안 돼요 화장 번지니까 그때 한번 하고 이렇게 참아 압력 그렇게 진짜 그러,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희승이 형이나 제이도 진짜 그쵸 저는 진짜 특히 짧은 편에 속하는데 난 기억도 안 나그 예전 나도 근데 기억도 안 나. 진짜 짧은 것보단 뭐 열심히 했던 게 중요하죠.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어차피 길어봤 길어 우리는 다 같이 찍어. 그래봤자 한 2, 3년밖에 차이 안 나요. 맞아.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아요. 혼자 하거 많이 힘들긴 해. 필리프 혼자 살이 진짜 한 명씩 밖에 혼자 살이 싶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아 떠온다 아, 안돼. 여기까지 오기 진짜 힘들었을 힘들었.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귀 그만 빨개 주시고. <laughs> 어, 귀 진짜 빨개. 귀 진짜 너무 빨개. 아, 네 그렇고요. 네, 다음 가시죠. Let's go. BK. 어, <laughs> 아,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 어, 일단. 이세 번이나 이렇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당황 하고 느끼지가 않고 음. 일단 은 청생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우리 언제 도답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꼭엔진으로도답하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인간이 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예, 행복한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가 엔진 축하 파티 하려고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해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실은 딸기가 네. 몇 개죠? 여덟 개인데 한 개만 뺄까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일단 어, 케이크는 언제나 주세요. 한 개만 한 개만 빼야 자, 이거 진짜 네, 맛있겠다. 문제나 그럼 이거 하나 손으로 먹으면 좀 아니 여기서 뭔가 뺍시다. 아, 그냥 이제 왜왜 빼 왜냐면 이거 그냥 합시다. 왜냐면 딸기가 이제 일곱 개여야 되니까. 아, 괜찮아. 제가 이제 이거 이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NG. 아 NG. 장난입니다. 아 아 냄새가 어떻게? 어 이거 브랜드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괜찮나?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 올. 뜨거. <laughs> 안, 아 뜨거. 오케이. 안 가지네요. 와 이자리에 멋있는 줄알 오케이 엔진 엔진 축 사랑하는 엔진에게 들어갑시다. 시, 시, 파, 시, 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엔진. 스 어, 바로 보면 아, 바로 보면 안 되지. <laughs> 아, 민재형 진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봐요.